지난 30년 동안 이 연구에만 몰두해왔다. 드디어 오늘 그 결과가 교수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? 결과가 나왔나요? 나오긴 했는데 드디어, 그 아, 드디어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. 완성이야 이거야